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그동안 모았던 초콜릿들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매그넘이랑 띠고 어,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마실 거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 س 라 ا 마 ل ه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어요 맷돌이가 끝난 것 같아요 이거만 먹고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먹을게요 마이크 녹음 안 하고